연애의 맛 황미나 할머니 김종민 50살은 돼 보였. 종민아 커플 위기 기상캐스터 황미나의 할머니가 손녀의 남자친구인 김종민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삶의 길은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같은 노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들과 앞으로 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니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한 사람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황민아가 조금 차이 난다고 답하자 한 후 공살은 되어 보인다면서 김종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을 포. 기하고 붙잡아서는 안 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것입니다. 사랑, 감정적인 정서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상처 입지 마세요. 당신의 연. 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 경험이지만 장기적인 욕구 황미나 다들 뒤돌아봐 다 가려도 섹시 그남 자토 반할 여신 핏 감동 10등신 매력의 난리야 꿈과 이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꿈은 때로는 도달할 수없지만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상을 완성할 때 우리는 원래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기자 등호 환미나 자체가 주는 매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예보를 할 때도 시청자들은 날씨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환미나 미모에 더포 커스를 맞췄다. 한 소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기쁨이 순간적으로 지나 가기 때문에 사람의 맹공격의 극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만이 심장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에게 가정기, 꿈을준 사람을 잊을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고통받는 사. 람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런 황미나 기상캐스터가 마침내 연예인의 길로 첫 발을 내딛었다. 종편이긴 하지만 예능과 손을 잡으면서 황미나 일은 석자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추석 명절 황미나 이름 석자가 전날부터 인스타그램 등 에서 키워드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본인도 놀랄 만큼 황미나 전성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마저 나온다. 이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대시 그 자신의 무한한 기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얘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고 말한다. (24일) 오전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황, 미나미모, 다들 뒤돌아봐, 다 가려도 섹시 극, 그 남자토 반할 여신빛 감동, 10등신 매력의 난리하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사진들이 속속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황미나의 마네킹 미모가 주를 이룬다. 황미나는 가수 출신 방송인 김종민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누가 보더라도 자고치기 고스톱이지만 대중은 소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진짜 연애가 아닌 가상 연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미나와 김종민 사이를 결혼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넘쳐난다. 그만큼 황미나와 두 사람의 조합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고 얼핏 진정성 역시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방송에서 데이트 예능을 거짓으로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미 나 이름 석자를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작진도 캐스팅 단계부터 이러한 황미나 열풍을 입 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특정 포털 사이트 1순위에는 황미나 이름만 걸려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대중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셈이다. 황미나가 프로그램 이후에도 연애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청자는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란다는 무리. 군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기상캐스터 황미나와 첫 만남에서 김종민이 건넨 말. 기상캐스터 황민아와 첫 만남에서 김종민이 건넨 말. 다리 꼬고 앉은 자세가 떠나지 않겠다 언제든. 여기 앉아 있겠다는 의미다. 김종민 씨가 황민아 씨와 첫 만남의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6일 처음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마대는 방. 송인 김종민, 38, 씨가 출연했다. 김종민 씨는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 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에 맞춰 TV조선 기상캐스터 황미, 나 씨와 만났다. 김종민 씨는 황미나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극도로 긴장했다. SNS로 황미나 씨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코요태 심지 36 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데이트를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약속 장소에서 김종민 씨가 먼저 나와 상 대를 기다렸다. 김종민 씨는 많이 떨린 듯 자리에 앉아 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이때 박물관에 학습하러 온 아이들이 김종민 씨에게 저기서 오고 있다며 도움을 줬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온 황미나 씨를 처음 만난 김종민. 씨는 화이트로 또 이렇게 라며 악수를 청했다. 이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웃음을 전했다. 김도일 기자 등호 공개연회를 시작한 가수 김종민과 기상태, 스터 황미나 커플이 풋풋한 두 번째 데이트를 가졌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달달한 커플 케미를 과시해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로맨틱한 한강 데이트 현장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황미나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안내했다. 김종민은 황미나 몰래 미리 한강 피크닉 세트를 예약해놓았고 황미나에게 피크닉 세트를 선보이며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민아는 이런 김종민의 준비성이 마음에 들었던 듯 연. 신 활짝 웃으며 김종민과 함께 피크닉 세트 텐트를 꾸몄다. 김종민 역시 그동안 꿈꿔왔던 한강 데이트를 위해 캠핑용품, 까지 직접 대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황민아를 또한번 감동시켰다.